가격은 17,000원이고요 예. 코팅 완효성 비료라서 이게 지옥 비료가 오랫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밭에 지금 저희가 요마늘 밭에도 지금 사용을 하고 다 작물에 사용하고 있는데 어, 논에 물에, 물에 잠겨 있을 때 같은 경우는 4개월 지속 효과가 나는데 이거 밭에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5개월, 6개월 정도까지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음. 수분이 어떻게 수분 관리를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최소 뭐 4, 5개월 이상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거기 때문에 남들보다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해내서 수입 창출을 많이 해야죠. 그래야 또 재투자를 또 많이 해서 더 좋은 상품을 또 만들어낼 수도 있고 잘 키워야 됩니다 일단은 시세가 있든 없든 어, 품질 좋은 상품을 만들어 놓는 게 이 농부가 해야 될 첫 번째 숙제거든요 자 여기는 경북 구미의 슈퍼농부의 마늘밭입니다 이 밭은 농민이 농민을 위해 만든 그 비료가 흠뻑 뿌려진 바로 그 밭인데요 농민이 농민을 위해서 만든 비료 바로 그 비료입니다 슈퍼농부! <laughs> 슈퍼농부! <laughs> 이 밭이 지금 마늘밭으로 변했습니다 정식한 지 이제 열흘 지났는데 마늘이 굉장히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이 마늘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지금부터 슈퍼농구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작업하는 거예요? 마늘 이제 심어서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제 비닐 위로 바로 직선으로 이렇게 바로 올라오는 거는 괜찮은데 속으로 비닐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고 이제 마늘 심는 방향이 하늘을 향해서 야 되는데 약간 옆으로 누웠는것 같은 경우는 그 비닐 안쪽으로 파고들어가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빼올리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걸 왜 해야 되나요? 비닐 속으로 들어가면 마늘이 클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더 커버리면 이렇게 마늘 자체가 속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지금 안 해주면 나중에 땡겨 올리면서 이렇게 마늘이 똑똑 부러져 버립니다 음. 어느 정도 조금 작을 때 뽑아 올려줘야지만이 이렇게 부러지지 않고 이렇게 바로 설 수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큰 것 같은데? 네, 상당히 지금 세력이 지금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수시로 전화가 하루에도 많이 오죠? 네, 계속 오고 있습니다. <laughs> 주로 어떤 전화입니까? 어, 비료 한 포 가격이 얼마냐? 어. 그 다음에 배송은 어떻게 받고, 이제 그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그 반복되는 질문들을 좀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가격은 17,000원이고요 예. 그리고 코팅 완효성 비료라서 이게 제육 비료가 오랫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밭에 지금 저희가 요 마늘밭에도 지금 사용을 하고 다 작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 논에 물에 물에 잠겨 있을 때 같은 경우는 4개월 지속 효과가 나는데 이거 밭에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5개월, 6개월 정도까지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음. 수분이 어떻게 수분 관리를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최소 뭐 4, 5개월 이상 그 비료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질문들을 어, 배송을 어떻게 하느냐 최소 60포가 한 발에 뜨거든요 60포가 예, 낱개를 하시게 되면 회사에서도 이제 그 사람 손으로 다 만져야 되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엄청 많이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배송을 또 그 파레트 단위로 밖에 해주질 않습니다 회사에서 한 파레트 60포고 어,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서 5만원 배송료 부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농가에서 5만원 부담해서 이렇게 받아 보실 수 있고요 가격은 한 바이트 하시게 되면은 102만원 그 다음에 그 5만원 배송료 추가해가지고 한바이트 107만원에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4팔레트 이상이 되면 은 회사에서 무료 배송으로 물건을 배송해드리고요 그게 제일 반복되는 네, 녹음기처럼 계속 계속 얘기해줘야 되는데 작물을 뭐 어, 양을 얼마만큼 넣어야 되냐 지금 저희 이런 밭에 지금 보시면 모래 성분이 엄청 많거든요 뭐 네. 4대강 공사하고 난 다음에 그 밑에 모래를 위에 논흙이랑 다 섞어놨기 때문에 이런 밭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네 포 정도 100평에 네 포 정도 사용하시면 되고 기존 뭐 나락을 변해고 양파를 심으신다든지 마늘을 심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한 세 포 정도 이렇게 넣으시면 봄에 그 요소랑 NK 살포하는 양까지 먼저 넣어 주셔야지만이 그 위에 NK라든지 그 비료를 우비료를 훨씬 덜하고도 농사가 잘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세포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100평에 세포에서 내포 네, 그 정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바짝만 할 때 여기 비료 살포하고 쟁기질하고 그 했던 비료 하이판 비료 살포했던 그 자리입니다. 야 거기 지금 마늘 이렇게 들어섰네 네 10월 4일날 여기가 이제 최고 작은 3번 전구 음. 3번 전구부터 제일 먼저 심고 그 다음 2번 1번을 맨 마지막 심거든요 네. 크기별로 선별을 해가지고 작은 거는 작은 거대로 심고 큰 거는 큰 거대로 또 심어주고 그래야 서로 경합을 덜하고 균형 있게 똑같이 클 수가 있거든요 여기 이제 제일 작은 3번 전구 심은 자리입니다 제일 작은 건데도 뭐잡히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올해는 날씨가 뭐 계속 수분만 공급만 되면 날씨가 올해 계속 햇볕도 나고 날씨가 좋아가지고 잘 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이파는 비료가 효과가 있나요? 지금 저희 이거 완연성 코팅 비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비료양은 많이 넣었지만 그게 지금 녹아서 다 용출돼서 나오질 않아, 안 하고 있거든요 이제 시간이 지나고 봄 돼서 이제 3월달 4월달 그때부터 이제 그 코팅 그 비료가 터져서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가면 탄력 차이가 날 겁니다 이제 예 여기 인근 밭에 왔는데 네. 저희보다 한 10일 정도는 일찍 심었죠 아 10일 정도 일찍 심었는데 네. 상태가 우리보다 안 좋은 것 같은데? 보시기가 좀 표시간하죠 <laughs> <laughs> 얇아 전체적으로 지금 잎이 좀 얇고 듬성듬성한 느낌 허한 느낌 이제 대공 굵기라든지 뿌리 자체가 멀리 뻗어서 그 힘, 양분 흡수를 얼마만큼 초장에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처음 이 몸통 굵기가 굵어지게 굵어져야지만 이게 잎도 확보할 수 있는 그 시간적 여유가 많이 생기는데 음. 아직까지 보니까 조금 더뭐 뭔가를 영양제를 주든 좀 관리를 좀 더 빨리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그 어떻게 보면 식구 약간 방치한 느낌. 그렇죠. 이제 발자국 소리를 좀 더 많이 들려주면 더 잘 크겠죠. <laughs> 올해 지금 비가 뭐 한 달이 아니라 뭐 지금 두 달 가까운 시간 동안 비가 계속 오다 말고 지금은 또한 50일 가까이 지금 비가 오질 않고 있거든요 음. 비가 한 번도 오질 않아서 이게 수분 공급부터 시작해서 이제 모든 차이가 나겠죠 음. 너무 비가 안 와가지고 양분을 물이 있어야 양분을 또 흡수할 수가 있는데 비가 지금 오질 않아 가지고 작황이 다들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 마늘밭에 이제 뿌리 발근을 위해서 인산이 많이 들어간 로엔스를 어, 한번 살포해 주려고요 지금 상태 한참 크고 있을 때 뭐 질소 성분을 많이 줘서 잎을 키울 수도 있지만 뿌리를 먼저 키워 놓으면 잎은 알아서 자동으로 크게 되어 있습니다 물 얼마에 얼마 타는 거예요? 어 지금은 한 1100 사용하시면 됩니다 4000 탱커기 때문에 노엔스 2리터짜리 두병 900 넣어서 1100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약이 잘 간 것 같아요? 네 여기 로엔스 색깔이 검은색이기 때문에 묻어가지고 이렇게 탁 색깔이 표시가 납니다 줄기 사이사이 이렇게 보면 안쪽 여기 보면 보이죠? 아이고 내려간다 물이 고인 데가 껌해 그냥 다 물이 이렇게 지금 네. 약을 이렇게 줘버리면 양파들이 기분이 어떨까요? 고맙겠다 아, 고맙게 잘 먹겠습니다 하겠죠 <laughs> 미친듯이 클것 같은데 애들이 네? 쉴 틈을 안줘 <laughs> 네? 돈을 벌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거기 때문에 남들보다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해내서 수입 창출을 많이 해야죠 그래야 또 재투자를 또 많이 해서 더 좋은 상품을 또 만들어낼 수도 있고 잘 키워야 됩니다 일단은 시세가 있든 없든 어, 품질 좋은 상품을 만들어 놓는 게 이 농부가 해야 될 첫 번째 숙제거든요